안녕하십니까 라이온 여러분 도쇼 첫방이자 막방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귀에 반짝이를 붙이고 나타난 정라인입니다 도쇼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요 엄청 넓은 대기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비유상 정말 멋있긴 한데 약간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희 엄청난 컨트롤이 필요한 거거든 맞아 앉을 때도 앉을 때도 치면서 막 치면서 앉아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멋있던데 형 뒤돌 때 한번 치고 들어자 <laughs> 멋있더라고 약간 형 그 약간 박쥐 같아요 옛날에는 저한테 아 나는 안돼 나는 다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아 나이나 덥지 이러면서 막 자꾸 깔아가지고 아 저번에도 그랬어요 메이크업 쌤 태엽이 형막 얼굴에 막 붙여요 막 생크림 빈이 형 다른 거 봐줘 아유 뭐야 나한테 아니 맛볼 수 없죠 액 단백질 빠요 안에 살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너리 그래서 바로 단백질 바로 먹었습니 사실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먹을 수 있어 좀더 멋있어졌네. 어, 코로나로 해서